두음밥 파스타, Aussie 치즈, 과일, spicy 쫄면, 허니버터 포테이로! 찢었죠? 어, 이거 이렇게 싸면 굶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안녕하세요 김이 서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마어마한 메뉴를 준비를 했죠 아.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파티파티네 저희가 포기를 했거든요 네. 신년 파티라도 좀 하자고 그쵸. 제가 이 메뉴를 우선은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 고르는 안목이 엄청나 <laughs> 그러면은 오늘 엄청 엄청 엄청 많은 메뉴들이 아. 있는데 네 래퍼처럼 소개해 주신다고 아. 저한테 이쪽 진영은 아웃백 진영 이쪽 진영은 애슐리 진영인데요 고! 드랍 더 비트 이거 해야 되는데 어? 드라, 드랍 더 비트 베리뱅님 두운파 파사 샌펠레그리노 부시맨 브레 Gold Coast 코코넛 스트림 후카 브라 윙 레이지 레드 리플렉스 오지티 드클즈 치킨 finger. 준비를 했고요 자이언트 그레이스 뽕잎, 치즈뽕, 매콘 떡볶이, 발사믹 샐러드, spicy 쫄면, 단호박 샐러드, 하와이 망고 샐러드, 데리 치킨, 칠리, 김말이, 어니언니 허니버터, 포테이로! 찢었죠? 어, 어, 어. 사실 솔직히 별로였어요 아웃백은 세트를 두 가지를 시켰어요 duo rib 세트 해가지고 rib이 메인인 두 가지 파스타랑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미 파이브라고 아, 이이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laughs> 애슐리는 이게 3, 4인 용인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릴인데 이걸 pork rib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 필라프, 파스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떡볶이를 떡자랄 떡자랄 가격대는 duo rib 세트가 58,900원 음. 그다음에 기브미 파이브가 35,900원. 음. 애슐리 홈 뷔페 family는 39,900원 세트예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하나 뭐? 아, 어떻게 골라요? 난 있어, 난 있어. 나 이거 이거 Aussie 치즈. shrimp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다음에 새우 매니아네. 새다 음. 보니까 저 음. 새우 좋아해요. 네네. 저 honey butter potato 이거 알죠? 아, 이건 그리고 애슐리 쫄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 애슐리 한 번도 안 먹어보셨어요? <laughs> 먹을게요.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네. 그 튀김 옷 입혀질 치킨 맛 치킨 핑거 먹을게요 치킨 핑거. 음, 맛있다 이거 먹어볼까요? 예. 이거 드셔보셨어요? 슈림프는 안먹어봤어요 아, 이거를 드셨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슈림프 먹어볼게요 달달하네요? 원래 새우 하면 약간 고소한 거랑 좀 짭조름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단맛이 있어서 약간 다른 느낌이다 매장에서 진짜 뜨겁게 나와요 음. 그래서 막훅 불면서 먹어야 되는데 아삭한 그 느낌이 좀 식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맛있긴 하다 아. 국수 드시는 거 아니죠? 오늘부터 먹는 소리 넣으려고 개인 마이크 샀어요 어때요? 매장에서 이렇게 시키기에는 너무 많아 양이 조금씩 그냥 한 번씩 다 맛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적당한 사이즈로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모험하지 않고 음. 평범한 무난하게 가려면 은 괜찮겠다 이렇게 세트 시키면 그쵸 이 두 가지를 먹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와 돌리는데 막 소리가 이 소스에 약간 그 매콤한 아무리 파스타랑 스파게티 집이 맛집이 많아도 투움마 파스타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pork rib 이쁘게 뜯어주세요 음 레이지랜드 립 레츠랑 baby back rib이랑 차이점은 사실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맛은 좀 차이가 나요 소스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소스가? 우리가 아는 맛은 baby back rib 비교를 위해서 우리 바로 pork rib 네, 갈까요? 이건 완전 시꺼매요 그쵸? 어, 소스가 더 진할래나 맛이? 루 개야? 여기가 우동이 있고요 조그만 덩이 하나 더 있고요 서비스리 양 진짜 많다 섞기시대 어, 어, <laughs> 느낌 나네 이거 뜯다 보니까 baby back rib보다 응. 되게 커요. 그리고 고기도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건 제가 작가님 많이 드린 거예요. 아. 작가보다 좀 검보다 바꿔 약간 음? 생각보다 강한 느낌은 아니네.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 다르네. 좀 촉촉, 촉촉하다 그래야 될까? 고기 질이? 이거 좀 푸석하지 않았어요? 약간 느낌? 고기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촉촉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소스를 안 찍었을 때는 어, 약간 밍밍한 느낌이 이거, 이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 짭짤한, 네, 게, 짭짤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소스 찍었을 때 맛이 확 사는 느낌? 무엇보다 양이 진짜 푸짐하네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요 아 이제 가야지 또 떡다랄 출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치즈볼 넣어놓은 거랑 떡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애슐리 떡 특징 아세요? 그 떡다랄께서 알려주는 애슐리 떡의 특징 애슐리 떡은 여기 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 진짜네? 네 왜, 왜 뚫려 있는 거예요? 빨리 익고 그리고 양념이 무엇보다 되게 잘 배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씹으니까 양념이 이렇게 뚝 나오죠? 네, 튀어나오네요. 맛있네. 어, 양념 맛있네. 여러분 이제 치즈볼 먹어보겠습니다. 오, 치즈볼. 빵. 체다 치즈랑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 있대요. 아, 어쩐지 체다 치즈랑 파마산 치즈 맛이 나더라. 정말요? 네. <laughs> 그 치즈 향이 확 도는 게 짠맛과 단맛이 같이 나요, 그렇죠? 아, 맞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 무엇보다 그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치즈볼이 하나 남았는데 누구한테 기회를 줄까요? 아 그럼 우리 피디님은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작가님한테 음? 그럴까요? 미쳐버려? 음 떡볶이 맛집이죠 아, 근데 소스 진짜 맛있는데 치즈볼은 원래 약간 그고 먹으면 사실 음. 공간 있잖아요 꽉차 음. 있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될까봐 보내드릴게요 <laughs> 떡볶이만 먹고 싶지만 샐러드바 인기 메뉴들도 한번 우리 먹어볼게요 조금부터 먹어 쫄면부터? 오케이 오 참기름 향나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가 해준 그 쫄면 있거든요 그 약간 고추장 해다 그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참깨 싹싹 뿌려갖고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이거 드셔보세요 honey butter potato. 아 이거 아까 착하이 맛있다고 한 그거네 이게 진짜 단짠 그거잖아요 수박의 정석? 너무 단짠의 정석 뷔페 가면은 아. 이거 이렇게 싸놓고 먹거든요 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자 이게 튀김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최근에 먹은 맛이에요 curly fry? 오! 그 맛인데? 튀김 맛이? 그래요? 네, 저는 그렇다요 아. 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 칠리 김말이 어 맛있겠다 어, 먹어볼까? 다뭐 아, 먹어요 작가님? 대리치킨 이름이 대리치킨인 거 보니까 데리야끼 음. 소스인 것 같아요 학교 앞 분식 느낌이죠 응. 약간 분식집 그 맛을 잘 적응하네 음. 응. 미리 홈파티 어. 답사 같은 느낌으로 어. 메뉴를 시켜봤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돼지 파티 약간 그러니까 돼지런한 파티 느낌으로 아, 거의 뭐 지금 마음은 이미 돼지가 됐어 <laughs> 자 아웃백 duo rib 세트 홈파티용으로 응. 먹어 제껴 제껴 왜요? 너무 비싸 가격이 거의 6만 원 돈이잖아요. 네. 그만 시켰을 때더 음. 맛있는 거, 좋은 거 배달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네. 기브미 five 인기 애피 다섯 종 먹어 제껴. 제껴. 아. 왜요? 뭐 사실 이거 먹고 간에 기별이 안 갈 듯. 그럼 애슐리 홈 뷔페 family 세트 응. 먹어 제껴! 먹어! 오! 처음 먹어. 첫 번째 먹어네요? 아 이거는 가격대 성능도 나는 마음에 들었고 고기도 푸짐하고 분식류, 뭐 쫄면 이런 음식들이 그냥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음... 음식인 것 같아요. 편하고 아웃백 듀오립 세트 김희 작가의 선택은 먹어 제껴! 제껴! 왜요? 립이 엄청 많지도 않고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기붕이 파이브 과연 김이 선택은? 먹어 제껴! 뭐? 오, 진짜? <laughs>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도 돼요? 아, 얘, 얘가 물려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애슐리의 홈 뷔페 패밀리 먹어 제껴! 먹어 오. 가족들끼리 파티하기에는 너무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신경 쓸만한 사람들을 초대하기에는 아, 조금 메뉴 자체가 네, 좀 약한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이제 아웃백 메뉴들이 조금 섞이면은 그래도 오 그래도 좀 신경 썼네 돈 좀 썼네 이런 느낌이 좀 음. 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섞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이제 우리 파티하면 되나요? 파티 한 거 아니었어요?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